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요 며칠간 감기걸려가지고 오늘 제가 재미난 도전거리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를 이길 수 있을까 도전하러 왔습니다 여기선 모 아파트고요 10층짜리입니다 어, 어려운 도전 아니에요 에이, 어, 뭔 소리예요 13빌딩 10층인데. 정도는 돼야 난이도 중 준비 시작 음.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? 이게 한 제가 아까 연습을 해봤는데 3층까지는 형이 이겼거든요 지금 액션 캠을 꾸미고 보여요 어, 너무 빠른데? 그래서 <laughs> 17은 음, 제가 이겼네요 <laughs> 여보세요 <laughs> 여보세요 바로 이기신다고 <laughs> 귀여우시는 거 지금 10층이고요 번외편? 네 번외편으로 10층에서 1층 내려가기 내려가기는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3, 2, 1, 고! 아 이게 진짜 힘든 거 저렇게 힘든 거 처음 봤어 바람씨 어디 계시죠? 보니까 감기 걸려서 감기 걸려서 실패 실패 바람이 도전 엘리베이터 이기 실패 오와